재밌 소풍 가고 싶다. 폴라가 있는데도 싫어. 또한 가지 덜 들어갔다. 음, 이렇게. 어? 햄이, 햄이 튀어나올 것 같아. 어, 겹쳐. 코가 늘어. 난 단무지 안 나올까, 얘야. 단무지. 나 만들었어. 와우. 대박이네. 통화가 됐잖아요. 국밥은 라면이 좋은 세상이야. 맛있어 맛다 아, 어? 아, 손 씻었어? 어. 섞어 먹는 거야. 이렇 먹는 거야. 에이. 예. 잼 줄까? 어, 이 그림 그 그림인데? 뭔지 알아. 몬드리안. 응. 커피야? 너무 귀엽다. 신기해. 루카스도 빨리 다시 만들어. 응. 어, 만들다 말았잖아. 엄마랑 같이 만든다. 어, 맛있지? 응. 음, 음. 음, 진짜 맛있어. 맨날 집에만 있다가 네, 봄이 오는 것도 모르게 여름이 오네 <laughs> 봄 안했잖아 어, 봄 지나갔어 다리 어떻게 되는 궁금했었는데 아빠 눌러줘서 고마워 음. 어, 내가 진입로에서 차 맨날 긁어가지고 음. 주차할 때 옆에 보여주는 것도 좋아 음. 너무 막 커버하지 아빠가 엄마보다 주차 못해. 진짜 너무 웃긴다. 다 각자 자기 취향대로 먹고 있어. 안녕. 우리는 가족 여행을 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만나지 않는 여행을 할 거예요. 비닐 다 뜯은 줄 알았는데 여기 안 뜯었네 아예. 어, 그냥 붙어있어 내가 조수석 탈 일이 없잖아 어차피 여기는 루카스가 타니까 그냥 붙여놓자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식당도 가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먹을 것도 다 챙겨왔고 다중이용 숙박시설도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단독주택을 하나 빌렸어요 강화 역시 예상대로 막히는군 이도 맛있죠 응? 어? 걘 뭐야? 원시인이야? 어. 아, 개가 껴가지고 아쉽네 뭐냐 이거 없냐 길이 아 좋다 우리 아무도 안 마주치고 무사히 도착했어요 여기는 바베큐 하는 곳 잔디가 있고 우리만 머물다 갈 거예요. 오! 아담한 거실. 아, 주방이 넓어서 좋다. 자, 맛있는 거 해주세요. 올라가야지. <laughs> 오! 와 아, 진짜 예쁘다 <laughs> 이쪽에 방이 있고 꼬마들이 왜 이 방을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laughs> 루카스랑 조카랑 둘이 여기서 잘 거래요 나가봐야지 아 진짜 힐링이에요 말벌이 있으니까 그구나 혼잣말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옛날 생각난다 어어 뭐,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 <laughs> 점프해서요 <laughs> 어린 왕자 먹겠습니다. 음. 역시 라면은 바깥이지. 아, 뭘 먹어도 다 맛있어. 음. 동그란 거 있지, 동그란 거. 앞뒤, 앞뒤. 음. 벌써 맛있는 냄새 나요 숨만 피워도 맛있어 지붕이 있으니까 좋다 꽹가리에 징해 아주 사물놀이 해야 되겠네 우와 신기하다 이거 사야 되겠다 아그 상어 앞에 죽은 거야 진짜 좋다 뱉었어요. <laughs> 오, 21세기야. 맛있겠다. 야, 고기 먹으러 나와서 게임 그만하라고. 갑자기 가든이 됐어. 어우, 때깔봐. 아 와인 두 병 살 걸.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음, 짜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 와 그냥 아무거나 갖다 구워도 다 맛있네 와. 와. 해피 어린이날 어버이날 아 진짜 살살 녹는다 뭐 진짜 밖에만 나오면 장어야 참을 음. 수 없어 오 받았어 앉아. 아유 돼? 똑똑해. 앉아도 돼? 응. 더 멀리 던져야겠다. 응. 가져와.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laughs> 이거 가져와.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laughs> 流量呢？流量我不收的，我想嗯。嗯。 앉아 간만에 기분 전환 제대로 하고 가네요. 나 뭐해? 응? 아씨 응? 어? 왜 왔어? 아까 재밌었지? 일로와 산책하고 있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laughs> 야! 아이 아이 아이 정말 끝도 없이 먹는군요. 네, 냉면에 볶음밥. 이러고 이제 씨름 대회 나가면 돼요? <laughs> 세수하고 왔어요. 아침부터 너무 좋은 날씨. 아 눈부셔. 아 좋다 굿모닝 굿모닝 굿이 굿 모닝 밥 먹자 응? 아, 너무 열심히 놀아서 코피 나겠네 중간 <laughs> 깨고 막 그래서 온몸이 다 부어있는 기분이다. 늦게 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이 먹어. 저게 마니산인가?